이렇게 함으로써 단단성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이 식으면서도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내생각 영진이 만났어? 어? 어디 있다가 여기 이제 온 거야? 어? 계속 걷고 있었어? 아니 풀숲에서 걸어다니 풀숲에서? 음, 그러니까 신나? 신나? 삼겹살 <laughs> 감각 음.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아빠 <laughs> 이거 잘 걷네 이거 봐봐 아빠 벌이 있어 봐봐 아빠 어 어 어어어볼 어. 없는데? 어 조심 조심 어 그거 왜 올라갔어 영수야 너 거기 왜 올라간 거야? 아빠 작어이씨야 어, 어. 내렸다